<laughs> 姐姐，姐姐，Finally，谢谢姐姐，谢谢姐姐。 This uh, only one, yeah? t ah. 진짜 누나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? Maybe. 아, 같은 거 없어. 아, 뭐, 뭐, 아니, 뿌이부침 있는 거, 메이크업 뿌이부침 양하다고. 왜? 너 미안해. 아,

오호 아 괜찮은데? 음. 되게 담백해 짜진 않아 나도 처음 여기로 여기로 와 아,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 어. 괜찮아 나는 한국인이야 아 진짜요? 네 괜찮아 오 이거야 누나 대만은 물 공짜? 아 여기 없어 망했네 아, 괜찮은데? 진짜 괜찮은데? 음. 고기도 되게 크고 괜찮아 와 아니 많이 주세요 많은데 아니 이게 스파이시해서 그런 게니야 진짜 매웠으면 나빠서 뭐 이럴 수가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야구 보고 있어. 야구 지고 있네? 아, 아 진짜 오늘 뭔가 좀 아쉽네. 응? 원래 우리 야구 보기로 왔었는데 아. 못 보는 그, 근데 오늘 경기는 취소. 취소했어 비, 비니까난다 먹었어 너다 먹었냐? 오. <laughs>

여기 유명한 데인가봐 <laughs> 왜? 아 여기야? 아씨씨 <laughs> 아니 매운 게 아니라 매운 게 아니라 맛있어 맛있어 시원해서 어, 시원해서 샤먼 뭐 씨? 씨 아민 어, 저거 한자 어떻게 뭐, 시몬띵 시몬띵 아오 결국 다시 돌아왔네 처음 만났던 대로 오케이 나도 나머지도 찾아서 가면 되지 뭐 아, 얼마 안 걸려 그래도 어. 그냥 걸어가서? 갈 수는 있지 진짜? 어, 어. <laughs> 오, 메이칸 씨, 메이칸 씨. 아. <laughs> 어, 야, 이 누나 이거 찍힐 수도 있어. 어, <laughs> 바이. See you. 예. 어, 하오. 예. See you. 네. 한국에서 봐. 네, 네 안녕.